안녕하세요 슈미데입니다 오늘은 신사동에 위치한 정통 일본 돈카츠 전문점 정돈 프리미엄에 왔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앉아서 한 10분 정도 대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메뉴를 골랐고요 메뉴는 로스카츠 하나 그리고 히레카츠 하나 카레도 추가로 시켰습니다 10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게 되었고요 네, 이게 히데가츠고요. 그리고 이게 로스가츠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로스 아니면 히레가츠를 주문을 했더라고요. 우선 샐러드에 제가 좋아하는 고마다레를 넣습니다 깨들이 많이 씹히는 그런 드레싱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모자이크를 하고 있는데 노답이라서 그래요 <laughs> 제가 봐도 노답이라서 모자이크를 하게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여기 정돈 프리미엄 돈까스 맛은 뭐 가끔씩 와서 먹지만 정말 맛있어요 우선 음식도 깔끔하게 나오고 그리고 식감 자체가 엄청 좋아요 튀김가루 있죠? 그게 진짜 부슬부슬 거리는데 바삭바삭 하면서도 잇몸 같은 곳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질이 정말 연해요 그게 로스든 히레든 마찬가지고요 히레가 더 육질이 연하긴 한데 로스나 히레나 그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히레가 천원더 비싸다고 해서 더 맛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그 소금이 나와요 여기에선 소금뿐만이 아니라 소스도 나오는데 저는 소금에 거의 찍어 먹어요 왜냐면 돈까스의 본연의 맛을 즐기려면 저는 소금이 제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소스를 찍게 되면은 뭔가 소스 맛에 먹는 느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는 소금도 일반적인 소금뿐만이 아니라 레몬 소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아 이게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 레몬 소금이 약간 레몬의 맛과 향이 가미되어 있는 소금이에요 저는 정돈 프리미엄 소스 중에서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양이 제일 적게 나오죠 돈카츠 하면 크레이지 카츠 많이 생각하시는데 크레이지 카츠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먹으러 가기도 하는데 우선 가격 면에서는 로스랑 히레가 최저가가 17,000원, 18,000원입니다. 크레이지 카츠는 점심 특선 기준으로 해서 로스 카츠랑 히레 카츠가 각각 11,000원, 12,000원이죠. 가격에서는 6, 7,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음... 우선 맛을 간단하게 평가하자면 제 기준에서는 정돈 프리미엄이 맛있습니다. 고기 육질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가격까지 생각했을 때는 크레이지 카츠가 훨씬 앞선다고 생각해요 뭐 6, 7천원 더 주고 약간 더 맛있는 걸 먹고자 하면 정돈 프리미엄을 오시면 되고 아니다 가성비까지 따지고 나는 맛있는 걸 먹겠다 생각하시면 크레이지 카츠를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음식만으로만 가격을 평가했을 때 크레이지 카츠랑 정돈 프리미엄이랑 6, 7천원의 맛의 차이가 있느냐 아, 말씀하신다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한 번쯤 오셔서 드셔볼 만합니다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튀김 가루뿐만 아니라 육질까지 정말 추천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일본식 돈카츠 전문점인데 일본에서 제가 정말 많은 돈까스 집을 가봤지만 그곳들과 전혀 밀리지 않는 어, 맛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솔직히 일본이 싸요 그렇다고 비행기 타고 가서 돈까스만 드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이 정도의 돈까스를 18,000원 주고 먹는다는 것에 비싸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맛있게 만족하면서 먹었네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슈미대였습니다.